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매운 점만 괜찮은 걸만 그렇게 했다 우리가 만든 love 시나리오 와내 이름은 광대 내 직업은 수많은 광 뚜루루 뚜뚜가 아니라 뚜루루루 따라해보세요 뚜루루 아니 뚜루루 <laughs> 일하는게 제일 편했어요. 오,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.